해퍼 이리 오세요 해퍼 이리 오세요 해퍼 <laughs> 이리 오세요 아 이리 오세요 옳지 <laughs> 다시 점 옳지 다시 고 나가 한번 나가 점프 옳지 점프 고 옳지 <laughs> 아이고 그 잘하네 아이고 그 잘하네 브랜디 <laughs>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나가 <laughs> 언니 자 はい <laughs> はいはいローラ <laughs> おおそう 여기 찌르가